보이나 봐. 우리 이거. 우리 소리 나면 땡그랑을 쳐다봐. 방울아, 방울아. 나왔네. 응, 서적, 서을 쫓아와. 이리 와. 야. 안 들리냐, 이년들아. 얘가 문제라 거기 고양이 뿌리는 거 뿌려줬거든. 바로, 음. 아, 있었어. 요 고양이들이 좋아하는. 거. 그랬더니 먹는 거 아니야, 걔? 먹어도 돼? 거기 잘해. 뭐가 못 맞다는 거야. 뭐가 못 맞다는 거야. 뭐가 못 맞다 맞아. de 전립선인가 봐. 요즘 얼마나 오래됐는지. 잘 안 나오나 봐. 한참 앉아있어. 바빠. 가렵대. 새끼가 귀가 가렵대. 할걸다 해. 저 안에선 전쟁이 났어. 넣어주면 노래? 야 이렇게? 왜? 여기 들어갈 거 아니야 옆에다 여기 만들어서 이렇게 좋겠다 refugees. 그러면 진짜 뒹굴어지겠는데? 우리 하나 집어넣어볼까? <laughs> 움직일 것 같은데? 나오네. 가지고 기름이 나오네. 안 나오는데? 아, 예. 나온 <laughs> 도로 뒤돌아왔고 나왔어? <laughs> 이거 한번 들어가고 이제 들어가. 왜 지네들끼리 싸워? 가고 싶거든요. 저는 좀 강하게 하고 끝까지 쓰는 거 지안 나온다?